Hello, everyone. What is difficult about Korean? Did you know that? There are ways to make Korean sentences and speak easily. We know that many foreigners know how to learn Korean easily for two years. You got it? And now they are passing the Korean proficiency test. You guys study together. 시죠? 네, 선생님. 다 보이죠? 네, 선생님. 회장. 잠시만요. 나는 나는 BTS를 BTS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나는 나는 다음 주 어, no, no, no, no. 오케이. 예. 나는, 나는 내일 내일 BTS를 BTS를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나는 내일 BTS를 만날 거예요. 나는 내일 BTS를 만날 거예요. 엄마와 나는 내일 BTS를 만날 거예요. 나는 내일 BTS를 만날 거예요. 친구는 친구는, 친구는 동생, 을 동생을 동생을 동생을 동생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친구는 친구는 동생을 동생을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Good. 감사합니다. 노아 햄디 hello.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리핏. 나는 친구를 나는 친구를 친구를 만, 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나는 나는 BTS를 BTS를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나는 나는 어제 어제 의사를 의사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BTS를 BTS를 만났어요. 나는 BTS를 만났어요. 나는 BTS를 만났어요. 나는 어제 의사를 만났어요. 나는 어제 의사를 만났어요.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내일 친구를 만날 거예요. Very good, nice. 감사합니다, 선생님. 탄님, 탄스님, 테스님. Yes, l i s t e 테스님 드 Yes. 웨리 웨리 뭐뭐 리핏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친구를 만나러 만나게요. 만날 거예요. 만날 거요. 만날 거예요. 만날 게요요. 예, 오케이 오케이. 나는 친구를 나는 친구를 안 만나요. 나는 친구를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Good.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친-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시, 에, 있어요. 다시 리피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No no no. 만나고 싶어요. No no no.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오케이 good. 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요. 예, 그 very nice. 이만자밀. 네, 선생님. 오, sorry, sorry, sorry. 오케이. <laughs> 쓰리마루와? 네, 선생님. 어, sorry, 못 봤어, 못 봤어요. 나는 나는 친구를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나는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나는 친구를 안 만나고 싶어요. 나는 친구를 안 만, 안, 안 만- 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나는 친구를 안 만날 거예요. 나는 친구를 안, 마, 안 만날 거예요. 예, 그 다시? 아니 오케이. 친구는 친구는 어제 어제 BTS를 BTS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친구는 BTS를 어제 만났어요. 친구는 BTS를 어제 만났어 r e p 만났어요. 친구는 어제 BTS. BTS를 만났어요. 친구는 어제 BTS를 만났어요 Good. 내일 내일 동생을 동생을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내일 동생을, 동생을 만날 거예요. 내일 동생을 만날 거예요. 내일 내일 의사를 의사를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예, 그 내일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내일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나는 난 다음 주 다음 주 친구를 친구를 만날 거 하디 네 선생님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아,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어, 먹고 있어요. 동,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어,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Yeah, good. 노아 힘디. 네, 선생님.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노노.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친구랑 밥을 에, 먹었어요. 먹었어요, 노노.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예, 그 동생은 음.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음,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여자친구와 라면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음, 여자친구와 라면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여자친구와 라면을 그렇죠. 먹고 있어요. 동생은 음, 여자친구와 라면을 먹고 있어요. 예, 네, 굿.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테스님. 텍스님. 예, 네, 스님.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친구를 밥, 을 먹고 있어요. 리피트 업무와 동생은 친구랑 동생은 동생은 친구랑 친구랑 밥을 밥은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동생은 정수는 선생님이랑 정수님한랑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노노노. 밥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동생은 당신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동생은 당신은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밥을 밥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리핏 동생은 선생님이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은 선생님을 밥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Yeah, good. 유스라카미. 유스라카미. 네, 예, 리핏. 동생은 남자친구 동생은 동생은 동생은 동생은 Yeah, younger brother 동생은 궁세은 어, can you speak English? Yes. 동생, 영거 동- 브라더, 영거 브라더, 궁세 동생, 동생 동, 생 동생, 동생 음, 오케이, 오케이. 동생은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동생 남 어, 남자 친구랑 남자 친구랑 밥을, 밥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동생은 남자친구랑 밥을 먹고 있어요. 것을 동생은 남자친구랑 아, 남자친구랑 밥을 어, 먹고 세요. 동생은 동생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라면을 라면 라면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동생은 동생은 여자친구와 여자 에, 여, 어, 여자친구랑 라면을 라면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그 나는 나는 내일 내일 친구랑 친구랑 햄버거를 햄버거,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먹어, 먹을 거요. 나는 내일 난, 친구랑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나는 내일 친구를, 친구로, 에, 어, 노노노 친구랑 친구랑 햄버거를 하, 아,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먹, 어, 먹을 거예요. 나는 내일 친구랑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나는 나는 나는 내일 에, 제, 에, 친구를 아, 아, 함부, 아, 함베브, 버거를 먹을 거예요. 먹을 먹을 거예요. 예, 그 나는 나는, 나는 내일 내일 선생님이랑 선생님이래요. 선생님이랑 선생님 선생님이래요. 라면을 라면을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나는 내일 선생님이랑 라면을 먹을 거예요. 나는 내일 선생님을 어, 어, 라면 어, 어 먹을 거예요. 예, 그 나는 나는 지금 지금 지금 친구랑 친구랑 밥을 밥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예, 굿. 그 노란 노란 네, 네 선생님. 조던은 조던은 점심을 점심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조던은 저는 친구랑 친구랑 점심을 점심을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조던은 친구랑 점심을 먹고 있어요. 조던은 친구랑 점심을 먹고 있어요. 예, 그 다시 리피. 친구 조던은 친구랑 춤추면 먹었어요. 예, 그 저도는 내일 네. 내일 남자친구랑 남, 남자친구랑 햄버거를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먹을 거요. 저도는 내일 남자친구랑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전, 저도는 Niel, Namjat Shingurang, 햄버거를 먹을 먹을 거예요. 먹을게요. 예, 그 조던은 내일 남자친구랑 햄버거를 먹을 거예요. 조던은 내일 남자친구랑 햄버거를 먹게요. 예, 그 조던은 어제 라면을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남자 남자친구를 노노노노 노노노 조던은 어제 라면을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라면을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라면을 먹었어요. 조가는 어제 라면을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햄버거를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햄버거를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밥을 먹었어요. 조던은 뭐, 어제 밥을 먹었어요. 어제 밥을 먹었어요. 누구랑?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조던은 어제 선생님이랑 밥을 먹었어요. 조던은